유화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복숭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신비유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깨알팀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. 많은 분들이 깨알팀 영상을 요청해 주시는데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. 공약이라고 하기엔 많이 모자른 것 같고 그냥 팁이라고 하기에는 또 길어지는 것 같고 내용 또한 부실하지 않나 제 영상보다 카페에 더 좋은 글들 많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번 부승을 찾아라 이벤트에서 저를 추천해 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5월에 에덴포 이벤트를 하면서 부인이 깨알 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이렇게 팁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팁 영상이 올라오게 된 이유였고요. 앞으로도 얼마나 자주 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팁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. 그의 이번 영상은 world boss 편인데요. 이전에도 world boss 공략 및 대영상은 여러 개 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새로 나온 캐릭터들 사용해서 해주세요 라던가 불인이용으로 따로 만들어주세요 대체 용병들을 알려주세요 등의 이제 업로드 요청이 많아서 다시금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world boss는 시리즈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. 어, 일단 그 첫 번째는 월드보스 아크스타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번 편은 좀 특별하게 그 아크스타 1위 권채한님의 공략 소개 영상입니다. 네, 저희 체스스기드 월보 전문가 권채한님 사실 방송 인터뷰로 보시고 싶기도 했는데요. 유부남이셔서 음, <laughs> 방송 시간에 참여가 어려우신 관계로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1위신데 대공개를 했다가 1위가 살다할까봐 제가 공개하지 않으려 했으나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. 어, 그의 브리니용은 아니고요. 브리니용은 또 따로 아크스타 영상 제작을 준비 중에 있으니 기다려주세요. 우선 아크스타 1위 9,500만 점을 빛나는 건채한님입니다. 다크스타 1위에 대한 소감과 1위를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? 네, 이렇게 힘들게 1위를 올라오셨는데요. 어떻게 대공개를 하시게 되었는지 1위를 뺏기실 수도 있는데 자, 이제 그럼 대공개를 한번 해볼까요? 바로 이 진영이 현재 건채한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아크스타 진영입니다. 덱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. 마모니르, 엘도라, 베나카, 아인돌린, 데나리사 다섯 명을 남기고 모두 죽여서 아인돌린의 치피를 최대한 또 받게 하는 진영입니다. 그의 현재 딜러로 기존 아크스타에 많이 사용하는 엘도라, 10강뿐 아니라 룬을 딜로 받고 마모니르를 또 사용하여 딜을 넣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바피감 용병들의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0 엘도라 35, 8 일라이자 100, 2 레스터 75, 10 자르카 145, 14 에스더 100, 10오리엔드 125, 10 마르티나 100, 10 데나리사 125, 삼성 10 위글 50입니다. 이 용병들 중에서 레스터와 마르티나는 죽이기 위해서 레벨 1짜리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바피 증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요. 자 그럼 이제 라크스타 영상으로 살펴볼까요?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, 구독 꼭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아크스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